코코야? 박치기랑 아빠도 <laughs> 그러면 어떡해 <laughs> 좋아요와 구독 고양이 다시 얘기해줄게 고양이는 귀여운 게 졸려 죽겠는데 막 화장실 가면 따라온다? 얘 막 하품하면서 따라왔어 방금 어, 지금 저기 졸려 스코티시 폴드 줄게 스코티시 폴드 고객님 마사지 해드릴게요 고양이는 여기 긁어주는 거 좋아하고요 턱 밑에 긁어주는 거 좋아하고요 이마 <laughs> 고객님 시원하세요? 해야지 아호불호 확실하네 엄마도 구르밍 해줄게 표정, 표정이 그 뭐야? 깎아줄까? 응? 내가 깎아 얘기만 들어도 좋은 거야 깎아 먹을까? 어? 깎아줄까? 응? 줄까? 아휴 깎아줄까? 응? 어, 알았어 가자 가자 가자 <laughs> 아 귀여워

갔어? 응? 왜? 코코야 왜? 응? 예쁘다 <laughs>